안녕하세요 노제입니다 지금부터 밸런스 게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나는 음악에 춤 안 추기 <laughs> 네 신나는 음악에 춤 안 추기요 참을 수 있는데 24시간 춤추는 건 못 참아요 토끼가 위로 자란 앞머리요 사랑니 양쪽에 둘다 <laughs> 뽑는건 이거는 <laughs> 이거는 너무 아우 절대 안 돼요 평생 한 이, 그것만 먹고 살아야 돼요? 그럼 치킨을 먹고 <laughs> 살아야겠어 노제 여보 귀엽잖아요 그게 더 에이 흑발 체커보드 힘든 거 음... 일주일 걸리는 일을 하루 만에 하라고 하는 거 제가 이제 제안한 거에 대충 듣고 이제 냉혹한 평가를 하는 거는 이유가 있잖아요 제가 반박할 이유가 있잖아요 근데 일주일 걸리는 일을 하루 만에 해야 되는 건 사정이 있겠죠 이게 반박할 수가 없으니까 저는 외곽 내유요 아 외유내강인 것 같아요 동료가 힘들어하는 거 볼 때 그런 거 보면 원래 마음이 좀 약해져요 강해질 때는요? 남들이 무시할 때 <laughs> 이거 너무 저를 아, <laughs> 박수 안 치는 거를 고르겠습니다 저는 인스타그램이요 에 비니요 일단 저는 브랜드 안 따지고 핏이 이뻐야 되고요 튀는 컬러로도 포인트 주는 걸 굉장히 좋아해서 왜 모기가 왜 이렇게 많아 <laughs> 어... 학교 종이 땡땡땡이요 좀 더 리듬감 있는 것 같아요 <laughs> 이거 <laughs> 이거 누가 준비한 거예요? <laughs> 그리고 박수 치는 부분이다. 지금까지 노제 밸런스 게임이었고요. 또 지금 나오는 영상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응? 그... 그...